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한 김석현이라고 합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네, 네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. 이쪽이요? 네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네, 김석현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는 문승배라고 해요. 네.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여자분들만 계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예. 아. 어? 여성용품 담당이신가 봐요? 네. 이런 것도 경험해보시고 오, 너무 재밌으시죠? <laughs> 오, 너무 재밌는데요? 아나 저기 나 휴지 좀 줄래? 어 깜짝이야 어 깜짝! 어, 누구야? 어, 승기 씨? 제 아래로는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어, 예, 위로 넘겨드릴게요 잘 받으세요 아. 대표님 저 석현입니다 오늘부터 출근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인사드리니까 좀 이상하다 그쵸? 아, 아 석규 씨 오늘 출근했구나 아, 반워요 예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들 뭔가 좀 어제 많이 드셨나봐요 아,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대표님 그럼 마무리 짓고 나오세요 은영씨 저기 화장실 문 좀 고쳐달라고 전화 좀 해줘요 가급적 오늘정으로 네. 당장 혹시 가능하면은 그 남녀 화장실 분리시킬 수 있는지 좀 알아봐주고 네 자, 집중! 어,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 김석현 씨입니다. 아주 재밌고 아. 유쾌한 분이세요. <laughs> 인사.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석현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되게, 되게 예쁘시네요. 아, 어, 감사합니다. 친하게 지내요. 오 마이 갓. 이건 내년 봄에 신규 launching하는 제품인데요. 다들 홍보 아이템 하나씩 생각하셔서 다음 주쯤 미팅 다시 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샘플인데 각자 한 박스씩 가져가셔서 품평 꼭 해오시고요. 아,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두 분은 주변 여자친구분들한테 부탁 좀 해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해산! 해산! 해산! 해산! 해산! 해산. 해산. 해산. 해산. 제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색깔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이건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언제 물어보셨어요? 아저 메이크업 전공했거든요 요즘 남자들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문대리님도 한번 해보세요 잘 어울리시겠는데? 에이 참 벌써? 아 뭐해? <laughs> 메이크업 미쳤어? 이게 뭐야 커밍아웃이라도 하는 거야? 아니 나 일하는 건데 일? 아 요즘에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이 바람 있잖아 피부가 되게 깨끗해져 봐봐 주름도 잘 안 보이지? <laughs> 형 이제 그러고 다니게? 여기 요즘 트렌드래 그치 이게 네가 봐도 좀 가늘좀 뭐한 짓이야 뭐하냐? 엄마한테 보내주려고 야 고. 엄마한테 그러면 어떡해 야 지금 내놔 찍지마 그만 찍어 색깔 너무 이쁘다 다시 말해 다시 말하니까 가만 안돼 오오오 어, 어, 어. 이미 갔어 근데 정말 옷 자살하네 아 소름 끼쳐 Thank you. 여보세요? 엄마! 아, 잘 지내지? 회사? 어, 너무 재밌어요. 아, 그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. 나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. 누가 들인데. 엄마. 엄마 보고 싶어요.